안녕하세요 일본 리뷰하는 필입니다 오늘 제품은 퍼펙트 와이어리스 그라비온 무상그립 드릴입니다. 기존 드릴과 다른 완전 무선 드릴로 전자식 모터와 녹화본 모터를 사용해 발열, 노, 모터 교환도 노! 고급 베어링을 사용하여 실수 떨어뜨려도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 토크가 좋아서 저속 RPM으로도 오프가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시간 단축은 덤으로 된 아이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보러 갈까요? 그립감이 좋아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버튼도 이쪽에 있어서 작동하기도 편하고 지금 다들 드릴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걱정은 노노! No, no! 터치다운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힘이 발생하면 슬라뷰가 돌면서 1차 경고를 주고 그래도 힘을 빼지 않는다면 스스로 5초 정도 멈추는 완전 똑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서 안정성이 최고 최고! 작업자가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모아 만든 제품이라서 편안하고 감탄 연발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뷰리였습니다.